미. 미나리 영화를 통해서 나. 나라의 이상을 높인 미나리 리. 리얼 미래 의 먹거리 미나리 어,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서 아, 미나리 농사 30년째 하고 있는 한병갑입니다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봤는데 어, 미나리 영화가 좀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나리를 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즐거웠어요 이 중간에 시련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나리 영화에서 표현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어, 매우 좋았어요 로이터통신에서 그 영화 시상 한 달 전쯤에 그 컨택이 왔어요 미나리를 홍보해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취재 대상자를 나를 선정을 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길 인생 그 이민자와 그, 그 사람들의 그 애환과 고통 이런 부분을 나랑 좀 비슷하다 대화 중에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좀 핫했는데 다들 익히고 주변 분들은 내가 미나리 농사를 하고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시흥미나리가 어,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경작지가 조금씩 줄고 있긴 있는데 현재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 맥락을 이끌어가는 지역 아닐까라고 봐요. 그리고 현재 그 기술센터나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미나리가 홍보가 좀 많이 됐고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매출도 좀 많이 상승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첫 번째는 그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도시화 속에 가까운 큰 대형 시장이 밀집돼 있다 유통 쪽에 그 신속하게 운반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요 환경 요소라면은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미네랄이 날라와요 공기 중에 그 대중들 소비자들로부터 향기라든가 아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들 차별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나리 영화를 통해서 나라의 이상을 높인 미나리 리. 리얼 미래 의 먹거리 미나리 앞으로 더 시흥 주민들 건강하시고 미나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